없는 거지. 들었 뭐야, 사람은 없는데 좋아요만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분사 라디오 오늘은 라디오는 아니고 이 네. 멤버로 또 4월이 과학의 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콜라 콜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또 투명 콜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저 처음 해봐요 이게 된다고? 투명한 콜라를 만들 겁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되게 쉬워요 네 일단 먼저 이거 진짜 콜라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어. 어. This is real. 어, 갓 샀어. Yeah. It's fresh. 한번 써게 네. Uh, this is real, cola. coke. Yeah, coke. 그럼 이거를 아, 안 아, 마시지. 아, 저는 안 마시잖아요. 반 반씩. 어. 자 생각을 잘못했어요. 왜요? 힘이 빠지니까 덜 빠지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거글을 따랐고요 해놓고 이제 여기에 정말 쉬워요 우유만 넣으면 되는데 흰 우유를 넣으면 여기 흰 우유를 준비를 해뒀어요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네. 여기 거기 하얀색이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따르면 이제 보이겠죠? 넣기만 하면은 이제 넣고 좀 시간을 기다리면은 네. 이제 투명한 거크가 완성됩니다 네 바로 해볼까요? 네. Let's go. 자, 일단 되게 마시기 싫은 어, 커피 우유가 완성됐고요. 약간 카푸치노 같네요. 네. But, 난... 네. but I don't wanna drink that. 일단 기다려볼까요? 기다려보고 투명해지면 여러분께 어, 알려드릴게요. 근데 벌써 여기 가까이 보시면 봐봐. 되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음. 앞에다 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게 완성되는 동안 저희가 할게또 있어요. 네. 뭐죠? It's 고무 동력 윈드카 만들기. 네. 여기 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여기 있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 만드는 게 너무 쉬워 보여요. 일단은 음. 일단 뭐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어, 진짜 real 나무 냄새 나. 어, 그니까 기분 좀 좋아. 뭔가 되게 그 신선한 나무 냄새 나. 자, 일단 시골에 있는 오리 훈제집 가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냄새가 나는데 하고 이렇게 끼웠어요 자 이렇게 끼우고 앞쪽에 이걸 또 끼우래 이거 약간 공작주가 하는 거 우리가 하거든요. 그니까. 하지만 그 공작주의 그 성공 확률이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이때까지 쌓은 데이터로는 그렇게 <laughs> 알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웠고 뒤쪽에 날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끼워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딱딱 들어맞는 느낌인데자 일단 이렇게 뭔가 기본 프레임이 완성된 것 같고 음, 이제 여기 바로 바퀴랑 축 같은 게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자 여기에 딱 봐도 구멍이 있죠? 여기에 넣어주고 딱봐 여기 구멍에 여기 맞는 바퀴를 끼워주고 yes. 이거 하면 굴러가는 거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윙드 아, 제가 지금 영어 레슨을 받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약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너무 잘가르쳐셔서오 네, 일단 거의 뭐 7, 80%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어요 자, 아, 이제 이 대나무 헬리콥터. 어, 뭐야? 음. 뭐, 뭔가 떨어졌는데? 대나무 아, 헬리콥터? 안 보여. 어, It's okay. 아! I think it's not important. No, I think. I think. 뭐예요? 이거 같은데? 여분으로 있는 거야.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oh, It's so easy. 아, 아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과학 채널을 만들었던 똑같네. 쑥 숙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완성됐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돌려준대죠? 네 100회에서 150회 정도 돌리고요 잠시 다시 풀고 1, 2, 3, 4, 5, 6 네, 이거 많이 돌리면 됩니다 네요 이 공줄이 잘 풀리는 애가 아니라서 아니, 지침서 너무 귀엽다 5번 프로펠러를 오른쪽으로 감으세요 그 다음은 6번 출발 이렇게 했어 <laughs> 출발 Let's go Let's go Let's get it 오! 어? 오! Sorry 아 이거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 수 없나? 겁나 빨라요 근데 카메라 밑으로 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보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빨라요. 다시 한 80회 정도 아니 그, 그렇게까지 안 가봤는데 이미 저는 한 교통사고 났어요 자 보여줘 면허 정지 이거 갑니다 와! 와! 와! <laughs> 교통사고 아 앞바퀴 아내 앞바퀴 어디 갔어 아, 수리비 견적 아 여기서 보여드게요 이거 조금만 감담해 여기서 보여드게요 like this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가보면 조금만 갑니다 아, 프로펠러 손가락 갈리는 줄 알았어 <laughs> 되게 따라한 거네요 같 Yes, I'll show you 생각보다 동력이 좋네요 엄청 빠르고 잘 날아갑니다 자, 아, 옛날 생각나고 좋네 자, 보여드릴게요 가라 포켓몬 어, 엄청 빠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너무 쉬운데?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뭐 이거 원리를 또 설명해 드리자면 빠르게 흐르는 공기는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야. 공기를 밀어내는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고무동력 wind car를 즐겨보세요 <laughs> 예, 작용 and 반작용 들었습니다 재밌네 음.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막 그막 그, 과학의 날에 네. 막뭐 택해서 그림 그리는 애들 있고 맞 과학의 날 글 쓰는 애들 있고 맞아요. 물로케 나가는 애들 있어. 과학 상상 글짓기 그 대회와 상상화 그리기 대회 뭐 물로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또 과학의 날 행사 때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저는 항상 상관왕이었기 때문에. 오 진짜? 오, 어, 저는 그림으로 항상 상 받았어요. 어, 맞아 그림 잘 그리지. 그러나 독서의 달이 언더이죠 그때는 단 하나도 나는 참가하지 않았어. 아 그때도 제가 시를 열심히 썼었죠. 아, 단 하나도 참가하지 않았어. 무조건 하나는 해야지 저기 출결이 된다 그래서 맞아. 항상 독서로 했었어. 항상 그 과학의 날에는 그림 다 그리고 나면은 항상 그 모든 애들이 다 창문에 모여서 물로기 타는 거 보고 맞아, 있어. 맞아, 엄청 신기해. 콜라 확인해 볼까요? 약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내 거는 근데 아까 뭔가 막 떴어 그냥 콜라 냄새나요 썩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음... 좀 더 기다려보죠 네 그, 확실한 건 기분이 좋은 그림은 아니네 여러분 그냥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콜라를 사서 마시시고 우유가 마시고 싶으면 우유만 사서 마시는 게 이것도 원리가 있어요 콜라의 산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네, 덩어리가 네, 생기게 되고 그 덩어리는 바로 콜라 속 색소래요 그게 우유 단백질과 합쳐진 색소가 바닥으로 가량, 가라앉게 되면서 색소가 빠진 투명 콜라가 되는 것 콜라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있는 칼슘과 반응해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일으킨대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겠죠? 그쵸 어? 근데 형들이 코카콜라 모델인데? 근데 조금은 많이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 나이스 톡 <laughs>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근데 최근 들어 나는 그 회사 이사하고 나 아니다 그냥 요즘 막 밥을 먹을 때 네. 탄산이 없으면 못 먹겠어 아 맞아 수빈 형이랑 같은 증상을 겪고 있네 어 큰일 났어 지금 저는 항상 왜 아무것도 택하지 않으면 콜라를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다가 기본 아닌가?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지 맨날 치킨 같은 거 시켜서 콜라만 보내주잖아 방금 이거 맞아봤거든요 아파 형 진짜 손가락 갈릴 뻔했어요 어, 나 진짜 아파 <laughs> 아 요즘 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좀 다시 쌀쌀해지고 있더라고 음. 태연아가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아 필터를 껴서 그래요 <laughs> 지금 약간 바풀이 되어 있죠?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 시즌 되면은 제가 바풀이 돼야 된다는 거 감기 걸렸다고 하죠 감기 걸렸다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어 분명 캡이 더 예쁘다고 했는데 캡은 살짝 보여서 이걸 바꾼 거야 <laughs> 안 보여줄 거야 이제 안 풀어볼까? 뒤 돌아도 안 보이지 어, 약간 살벌하게 나와요 계속 놀려야지 너네 그리고 저번 컴백 때 다 들켰잖아 그건 좀예외였어 그땐 내가 보이는지 몰랐어 그때 그런 역경이 있었기에 이제 아, 성장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저는 이제 컴백에 좀 임박해질수록 브이앱을 할 때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해요 <laughs> 내가 무의식 중에 노래를 부르진 않았나? 춤을 음. 추진 않았나? 앨범에 대한 말을 하진 않았나? 사실 이거 제일 제일 심하긴 해요 네, 저는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무섭기 때문에 음. 다른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어떤 말이 있을까? <laughs> 제 빨간 머리가 좋았대요. 어, 나, 나, 나말 네. 너한테 말했잖아. 음. 빨간 머리 되게 잘 어울렸다고. 이제 한번 풀어볼까? 네. 약간 무서워. <laughs> 좀 시원해 이거. 음. 근데 얘는 별다른 뭔가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는데 얘는 뭔가 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긴 해요. 음 맞아. 어좀 어, 어 별로야 근데. 약간 토사물 같네요. <laughs> 어. <laughs> 그 말하려다 말았는데. 톡투데이 온 예요 똑똑이 똑똑이 뭐 하냐고 톱투데이 오네요 맞아 톱투데이 오네요가 내일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스낵과 비스킷이야 같이 친구들과 함께 즐겨주세요. 하면서 그 채팅도 실시간 채팅 있으니까 하시고 그거 다 그냥 모아두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That's no no 아니야 <laughs> 어, special한 컨텐츠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저희도 오늘이죠 오늘 숙소에 이제 TV가 들어와서 아 엄청납니다 엄청 커요 yes 그래서 이제 그 TV로 좀 문화생활을 좀 음흠. 보고 이제 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음. 좀 보려고 합니다. 음, 음.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TV 이제 켜, 켜놓 켜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되게 그 설날에 친척집 간 기분이었어. 음, 나도 진짜 집 같아요. 네. 그 약간 회사에서 high level이신 분이 저에게 이사 선물로 또 주셔갖고 yes. 맞아요 아 회사에게 사랑받는 삶 너무 좋다 냉장고가 이만해요 맞아요 난 그런 냉장고 난본 집에서 써본 적 없어 이제 한번 돌려볼까? 네. 어, 너. 시원해 이거. 아 이거 튀어나갈 것 같아요. <laughs> 시원해 진짜로. t o d a TMI. t o d a TMI. 오늘은 잉글리시 레슨을 받고 습니다 맞아요. 오늘 뭘 배웠어요? 아니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마 해 오늘 뭘 하면 안 되는지 배워갖고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음. 첫 수업에 배운 게 아마트나 아마트나 아마트나 네. 이게 아이를 아로 읽고 마이를 마로 읽고 네. 투를 트라고 있는 원래 I l 제가 I, my, me, m i 이렇게 했는데 음. 아마 아마 아마 미마 <laughs> 이렇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laughs> 아마트남. 네, it's my family. It's my family. It's my family. 맞아요. 지금 생얼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켰어요. 저희 근데 항상 브이앱은 생얼로 생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우리 노래 중에? 아니 그냥 가장 좋아하는 노래 <laughs> 그렇게만 달아주셨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최근에? 저는 요즘 그 비버 새로운 앨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아 저스티스 음. 말도 안 되네요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 또 한국에 오면은 제가 피처링 해줄 수 있으니까 응? 얼마든지 표정은 제가 흔쾌히 수락해줄 거야? 네 시간 빼주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주제를 모르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오늘따라 오디오가 좀 많이 뛰네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생방송의 그 컴백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음 맞아 로고가 이쁘다고 로고 로고는 떴거든요 그쵸 로고 어, 저께 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로고부터 로고만 떴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엄청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는 그 열기가 느껴져 어, 뭔가 맞아, 되게 아 뿌듯했어요 엄청 고맙고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했어 음. 그러나 로고는 정말 그 극히 일부분일 뿐 빙산에 그냥 있다. 시작이지 네. 세발 피 음. 우와! 야! 좋은 데나왔 얘를 잡고 네. 얘가 돌아가는아 오케이 어안 돌아가네 이렇게 한번 돌아갈까요? <laughs> 자 만약 여기 이걸 풀면 아,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여? 이거,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준비가 됐대요. 맞아 다 정지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yeah. 네. 오랜 시간 열심히 맞아 준비하고 스튜디오 앨범 정규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아, 여기까지 하죠 우리. 아나 또 무서워. 네, 말도 안 돼요. 음, 태연아 모자에 벌레 들어갔어. <laughs> 같이 살 거예요. <laughs> 키울 거야? 네. It's mine. 아. 제 단백질이에요. 호호. <laughs> a <laughs> 안 아파요. <laughs> 안 아파. 음, 오늘 하루 수고했대요. 8시 어, 30분이지만 어, 저희는 이제 스케줄의 반 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까지 수고했다는 거죠. 네. Thank you. Oh, thank you. We appreciate for your effort, effort and time. 음. 어 모아드 이거 처음 나오는 이제 앨범이래. 아, 아 진짜. 아, 그건 좀 의미가 엄청 나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자랑할 수 있지. 아 나는 들어보 처음 나온 게 이거다. 음. 이제. 음. 헐 부럽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이제 우리의 스타 때부터 우리를 쭉봐 우리 전곡을 들어왔던 이름만 보고 안 들었다가 듣고 아 이제야 들었는구나 이렇게 <laughs> 뭐야 그게 근데 우리 앨범 곡 중에 숨은 띵곡이 되게 많긴 해 그럼요 우리는 앨범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아 기간지러워 하지만 귀를 긁지 않을 거야 참을 거야 아 <laughs> 진짜 간지럽단 말이야? 네 진짜 간지러워 음 저녁을 먹었네요 저녁 먹었죠? 먹었어요 뭐 쌀국수라고 하죠? 네 뭐. 안 돼요. 아, 그 스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딱 봤을 때 맞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너무 너무 아끼는 그쵸 앨범이기 때문에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 어? 하는 그 어? 모습을 봐야 돼요. 어, 이게 이럴 거예요, 진짜. 탕후루 어디 갔냐고요? 탕후루가 아, 왜 있어? 아 제가 입술에 항상 탕후루를 만들고 다니는데 음. 저제 일상생활할 때 사실 잘 탕후루를 안 다녀요 <laughs> 메이크업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메이크업 실장님은 항상 오시지 않기 때문에 형 머리가 너무 예쁘대요 아 제가 저번 개인 혼자 브이앱을 할때 그 머리가 너무 좀 안 예쁘게 나와서 아 다음에 할 때는 헤어밴드나 모자를 꼭 써야겠다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보단 좀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어, 어 이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뭔가 이 위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딱 이 부분만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투명해진다고? 지금 약간 많이 투명해졌어요 이 윗부분에 보시면 약간 많이 투명해졌는데 여기서 내가 한번 섞어버리면? 음, 뭐 다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형이 섞고 싶으면 섞어도 돼요 근데 우유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닌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콜라 링이적었던이 이건 잘 안 됐어 우유를 좀 더 넣어볼까?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어. 어. 어. 어 우리 모아분들이 이런 거 보지 마요. 어 다행히 잘렸어. 어. 내가 편집자였으니까 모자이크야. 음. 셀카들 맞아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또 했었죠 그쵸 사실 근데 그때는 머리가 그전 앨범 색깔이어서 지금 흑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긴 했어요 음 맞아 나는 사실 그냥 상관없었어 음, 상관없었어 제가 또 4일 전이어서 4 앞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저희도 모르는 b k 의큰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이 실험? 과연 있을까? 없지 않을까? 그지 음식 갖고 장난치면 혼나니까 어 해봤대요 한 명 해봤대 오. 어 성공했었나요? 어, 외국 사람이 있네. 있네. 어, 아니요. 음. 그냥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음. 음. 되게 어려운 실험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엄마한테 혼났대요. 음. 그렇죠. 음. 엄마한테 혼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역시 실험의 결과만 맡아 혼나는 거네요. 음, 아, 뭔가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이 필터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카푸치노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 디테일이 보이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좋은 <laughs> 비주얼은 아니에요 딱히 속이 안 좋아 사실 네. 조금 실험을 안 좋아하는데 시험이 망했대요 It's okay 시험 망할 수 있지 시험이야 뭐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고 시험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닐 땐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근데 좀 그랬어 시험을 망했다는 거에 있어서 만약 망했을 때그 네. 망했다는 거에 대한 기분 안 좋은 거는 정말 딱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 끝나고 음. 아, 엄마는 혼났어요? 시험 못 보면? 응 오. 어. 그래요? 응 그렇구나 근데 막 엄청 혼내진 않았어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그 목소리가 커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까지 그 텀이 있잖아 음.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를 배제하면 정말 나의 프리타임이 생기는 건데 아. 그때 그 후련함이 있었지 음. 오늘 저 면봉 같대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 너 면봉 같다 <laughs> 과학에 달려 있으면 수학에 달려 있나? 그런 건 없나? 그러게 전 수학을 더 좋아했는데 나는 국어 약간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과학은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제가 아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학문이잖아요 음. 근데 수학은 연구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학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천재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유지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긴 하네 <laughs> 그렇네. 신기하다. 단 한 명의 천재. 그리고 이때까지 웬만한 천재는 다 나왔나 보네. 그죠. 이제 약간 외계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음. 어떻게 저런 그치. 그 아인슈타인이라던가 그런 친구들이 최범 나오면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음. 어 칭찬해서 신고할 뻔했어. 근데 수학은 계산하는 맛이 그래요? 아넌 수학 계산하는 맛이 있었어? 수학이요? 그래서 맛있죠 달아요 음. <laughs> 경청 졸업 이런 거 슬프다고 아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앨범에 더 많은 컨텐츠들과 quality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치. 마지막 경청 졸업식도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입니다 음, 속상해 제가 그 뭔가 좀 음. 그런 마음이 있다 음. 너무 잘해주셨어 음. 너무 정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일산에 갈 때마다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방금 제가 접한 소식인데 정보인데 네. 3.14 있잖아요 그 원주율 네. 그게 그 3.14를 따서 네. 3월 14일이 파이의 날이에요 아... 와! <laughs> 그렇구나 음 투두 아 투두 볼링 편이 마지막으로 지금 나왔었나요? 아 재밌었죠 그때 볼링 볼링 재밌었어. 어려워 볼링 어려워 공이 막내 맘대로 안 가죠 그냥 운빨 게임 같은데? <laughs> 아니 그렇다기엔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음, 그 사람 이제 운발좀더 높이는 그 확률을 높이는 아, 연습을 하는 건가? 아니야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어, 어 그렇지 막 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어. 막 뒤에 있는데 뒤에 피 맞히고. 어, 막, 막 당구할 때도 이렇게 공 세워놓고 이렇게 막 해서 공 탁 놓고 음. 그런 사람 보면은 신기 당신의 내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음. 음. 주머니가좀 커야 될 텐데. 주문 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laughs> 와 오빠 나 엄마한테 과학 수업 듣는다고 하고 라이브 보는 거잖아요 어, 뭐 맞긴 해요 과학에 과학 그쵸 과학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게 제가 이걸 좀 돌리고 있을게요 네. 네. 아 내가 이걸 들고 있을게요 이거 캡처해갖고 어머니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러게요 아나 이거 되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될 줄 알고 약간 어. 기대했는데 나도 진짜 물처럼 될 줄 알고 되게 누나 결정었는데 저는 그렇죠. 콜라를 안 좋아하니까 형이 한번 시음 해주세요 진심일까요 음. 혹시? 응. 음. 한 모금만 혀만 갖다 대요 나 우유 안 좋아하는데 나 우유 알레르기 있을까요? 아니 그럴 일 없어요 형 유제품 너무 잘 먹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우유 알레 있었던 거 <laughs>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지금 아 우유를 넣고 우유를 조금 넣고 하루 정도를 기다려야 된대요. 아 뭐야? 아, 뭐야? 이걸 30분 안에 하긴 너무 음. 저희가 너무 얕은 정보를 어, 우리 그 40분의 1 지금 성공한 거야 30분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48분의 1 48분의 1 네. 오케이 제가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캡처 타임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쵸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 제작을 하러 가기 때문에 <laughs> 이제 캡처 타임 할까요? 네과하게다 4월 다음 거 다음 이걸 마시는 아 느낌으로 와나입 근처까지만 왔는데 되게 별로야 느낌이 그냥 어, 그냥 별로야 <laughs> 먹으라고 만든 시험은 아니에요 확실해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하트 하트 네. 모아분들을 향한 하트 그렇습니다 저가 오늘 또 이렇게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아 실험도 네. 해보고 마기탈이 이제 끝나거든요 내일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끄트머리에 하려고 이제 그쵸. 왔습니다 이제 또 우뿌즈 이제 멤버로 이렇게 했는데 재밌으셨나요? 난 항상 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 재밌으셨나요? 아, 재밌었다고 어,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실험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저희 거 다시 돌려보시고요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 라디오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어떤 걸지 몰라요. 안녕. 안녕. <laughs>